이렇게 와서 음. 어. 미션지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저한테 온 미션지는요 상황은 일단 응원의 힘을 보내야 할 때 멘트는 one and only 일단 힘든 아로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응원의 힘을 원의 논리를 통해서 한번 어,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와 요즘 많이 힘들지? 음, 우린 지금 노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로하가 없어서 참 슬퍼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항상 음. 알아줘 너는 나의 원앤 올리야 <laughs> 자 뽑아보겠습니다 음 저는 마음이 꽁냥꽁냥 수줍할 때 고백이라고 하네요 아 상황 수줍 딱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고백에 캐닝 파트가 있죠 내거 할래 그래서 수줍수줍 고백 음. <clears throat> 저 저기요 내거 할래 내거 할래 먹고 할래요? 아니 <coughs> 아니라니 미션지가 네 하나밖에 안 남았죠? 그죠? 네. 어 잠자기 전에 전화 통화 중 이제 멘트는 얼라잇인데 이렇게 뭐니? 잠자기 전에 어. 틱틱틱틱틱틱 따라랑 따라랑 따랑 라 축. 어 여보세요 어, 엄마 이 잔다며 <laughs> 어 엄마 그 뭐지 이번에 활동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화에 어, 얼라잇이 있거든 어, 꼭 한번 듣고 자죠 서치 그네 인사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사나입니다 뽑겠습니다.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너크 상황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때 그러니까 저는 로아를 생각하겠습니다. 아, 로아가 집에 있겠구나 아, 그러면 로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너 이게 음, 맞나? 넉넉 하면 되지 넉넉